바로 봐 얘들아 너희는 뭐 나중에 자식 나오면 자식 이름 뭘로 하고 싶네 뭐? 뭐 뭐 뭐, 뭐? 뭐라고? 뭐? 리디야? Yeah! Hey! Huh!

Hey!